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옐라입니다 저는 다이어트 유튜버이고요 다이어트에 관한 일상을 올리거나 아니면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를 올리는 다이어터 전문 유튜버예요 어, 오늘 영상은 다이어트에 관련된 영상은 아니지만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바로 속옷 타올이에요 어, 제가 속옷을 굉장히 좀 안 사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속옷을 한번 싹 갈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H&M에 가서 되게 많은 속옷을 사왔어요. 그리고 지금 H&M이 세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저렴하게 구입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속옷을 좀 되게 많이 샀어요. 얼만큼 샀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 총 9개를 구매했고 원래 가격은 1 7만8천원에 치고요. 저는 7만7천원 정도에 구매를 해왔습니다. 팬티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팬티. S가 예, 왜 이렇게 크니? 오 S가 여러분 저는 첫 번째 팬티로 요거를 샀어요 이거는 hemline으로 되어 있는 레이스 팬티고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레이스가 진짜 이뻐요 아유 이렇게 보니까 좀 레이스 되게 이쁘지 않나요? 아 여러분 주의할 게 있는데요 H&M 속옷은 한국 사이즈보다 좀 커요. 그래서 어, small 입으시는 분들은 엑스스몰을 사야 되는데 지금 세일 기간이어서 사이즈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S를 주워왔거든요. 그래서 S는 저한테 조금 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핑크색 속옷이고요. 레이스로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이게 원래 가격이 15,000원인데 저는 17,000원에 구매를 해왔습니다. 되게 이쁘지 않나요 여러분? 엉덩이 자체가 다 덮는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라인 엉덩이 라인은 더 잘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더 이뻐 보여요. 엉덩이 라인을 다 가리는 팬티보다는 이렇게 엉덩이가 반 정도 가리는 라인이 진짜 더 몸매가 이뻐 보이기도 해요. 저는 요거를 샀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티팬티를 샀습니다. 이거는 세 가지가 묶여져 있는 팩 제품이고요. 이 원래 이 세 개에 17,000원인데요. 저는 이 세 개를 7,000원 에 주고 구, 구매를 해왔습니다. 일단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연두색 연두색 팬티고요. 이게 아마 뒤에요 뒤. 이게 앞이죠. 요런 시, 아 이게 이게 뒤다. 어머. 이런 티팬티를 샀고요. 마찬가지로 레이스로 되어 있는 티팬티예요. 그 레이스 자체가 되게 이쁘고요. 이것도 약간 사이즈가 크게 나온 것 같아요. 엉덩이는 당연히 이렇게 천조가리 없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고요. 이게 티팬티가 처음에는 되게 불편하거든요. 엉덩이에 되게 껴가지고 상당히 불편한데 입다 보면 은 티팬티가 진짜 편하고 그리고 라인 드러나는 바지나 약간 팬티 비치는 바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입을 때는 티팬티 입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게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입다 보면 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적응 기간을 가지시면 정말 정말 편한 티팬티가 될 거랍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이렇게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티팬티고요. 그리고 같이 있던 거는 흰색이랑 또 남색이에요. 어, 흰색. 흰색도 똑같은 레이스로 되어 있고요. 약간 플로우 레이스예요. 레이스를 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이런 식으로 레이스가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마찬가지로 뒤에는 천조가리 없이 되어 있습니다. 요 짜잔! 진짜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약간 이런 디자인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3개에 7,000원 주고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또 팬티! 아, 이번에 보여드릴 팬티는 이 디자인입니다. 이게 뒤다 이게 앞이다 앞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무슨 년이죠 여러분? 그리고 뒤에는 레이스로 되어 있는 팬티인데요 이게 이 팬티는 아까 첫 번째 보여드렸던 팬티와는 다르게 엉덩이가 전부 다 덮는 팬티예요 아까보다는 엉덩이를 조금 더 가리는 팬티고요. 레이스도 많이 달라요. 이거는 뭐랄까 해바라기 꽃처럼 되어 있는 큰 꽃이 그려져 있는 레이스고요. 색깔은 남색인데 조금 밝은 남색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 컬러예요. 이게 이게 되게 저렴하게 샀네요. 이게 하나에 15,000원짜리인데요. 저는 이거를 3,000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진짜 저렴하게 샀네요. 3,000원이면 완전 거저 아닌가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제가 원래 H&M 팬티가 있거든요? 커요 커요 딱 봐도 커 한국 사이즈로는 95 사이즈라고 하는데 95보다는 조금 더 커요 왜냐면 제가 엉덩이가 되게 좀 큰 편인데 H&M S를 입어도 커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꼭 원래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작은 걸 사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짠 블랙 레이스 팬티를 샀습니다 이 팬티를 샀고요. 레이스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촘촘하게 되어 있고 이게 입으면 진짜 예뻐요 여러분 이거 제가 원래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세일을 하길래 그냥 구매를 해왔어요 이게 원래는 11,000원인데 저는 5,000원 주고 구매를 했고요 사이즈는 마찬가지로 S 사이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어, 이거 제가 입었을 때 엉덩이가 3분의 2 정도 가리는 타입이고요 입었을 때 진짜 섹시해요 여러분 뭐랄까 제 몸이 조금 더 여, 여성여성해진다고 해야 되나? 네, 입으, 입으면 좀 되게 기분 좋아지는 팬티예요 이거는 저는 이런 디자인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한 디자인인데 바로 이거를 샀습니다 여러분 약간 어떻게 보면은 할머니 라인 팬티를 할머니 팬티 같은 걸 수도 있는데 약간 핑크 베이지 컬러의 팬티를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레이스고요. 레이스 모양은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반바지, 속옷 반바지 같으면서도 팬티거든요. 약간 느낌이. 입었을 때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잘 늘어나기도 하고요. 약간 반바지 같은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이런 shape의 팬티는 저도 한 번도 안 입어봐서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H&M 팬티가 편하기도 하고 이쁘기도 해서 되게 자주 애용하긴 하거든요. 짠 이쁘죠 여러분 이거를 같이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스는 아닌데 면 팬티는 아니고 레이온 팬티 같거든요 이거는 컬러는 두 가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아까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팬티랑 shape이 비슷한 제품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배까지 좀 올라오는 거라서 뱃살 보완하기 좀 좋은 팬티인 것 같아요 컬러는 약 이거는 gray 색상이고요 그리고 같이 들어가 있던 블랙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뭐 하이, 하이 웨스트까지는 아닌데 한 배꼽 밑까지는 올라올 것 같으니까 좀 어느 정도 뱃살 보완하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팬티를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 아홉 개를 구매를 했고요, 여러분.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브라는 이 제품입니다. 아 저는 브라를 좀 개인적으로 브라렛을 좋아해요. 브라렛을 입으면 아무래도 가슴은 모여지진 않지만 핏도 편하고요. 훨씬 더 제 몸이 더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뭐 핏되는 옷 입을 때는 패드 있는 걸 입지만 그 외에 티셔츠 같은 거 입을 때는 저는 주로 그냥 브라렛을 걸치긴 하거든요. 지금 이 제품은 브라렛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레이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뒤에 마찬가지로 후크가 되어 있고요. 오크가 3단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브라렛이기 때문에 당연히 패드는 없고 이렇게 천으로만 되어 있는 거라서 입었을 때 굉장히 이쁘거든요. 제가 이거랑 똑같은 디자인의 블랙 컬러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그거를 UMF 갈 때 브라 위에 걸치는 느낌으로 입고 갔어요. 근데 진짜 진짜 이뻐요, 여러분. 제가 사진은 이쪽에다가 첨부를 해드릴 텐데 그런 식으로 입어도 돼요. 평소에는 그런 식으로 못 입지만 페스티벌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브라렛을 상의처럼 입으니까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화이트 컬러의 브라렛을 티팬티에다가 걸쳐 입을 거예요. 좀 얼추 맞지 않나요? 컬러를 맞춰서 입으니까 이렇게 입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브라 개인적으로 정말 강추하는 브라예요. 방금 보여드렸던 속옷은요. 원래 가격은 25,000원인데 저는 11,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11,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헤드가 있는 브라긴 한데 약간 모양은 브라렛 같은 느낌이 강한 제품이에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거는 안에 패드가 들어가 있고요. 뒤에가 레이스로 되어 있고 이 레이스가 가슴 밑까지 내려와 있는 갈비뼈까지 내려오는 그런 레이스가 달려있어요. 이런 밑에 레이스가 달려있으면요 훨씬 더 흉곽이 좁아 보이고 몸매 라인 자체가 허리가 드러나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디자인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레이스가 달려있기 때문에 고민도 하신 것 같고 바로 get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사이즈는 70B로 구매를 했어요 어, 저는 브라 같은 경우에는 브라렛은 S를 구입을 하고 이런 패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은 70B를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패드는 막 두껍진 않거든요 여러분 그냥 약간 얇고 음, 가슴은 막 그렇게 커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 입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요두 번째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세 번째 브라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브라랑 모양은 비슷한데 약간 좀 다르고요 컬러도 블랙이에요 보여드릴 텐데 바로 이 제품이에요 우강 이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레이스가 조금 더 두꺼운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원단은 더 두꺼운 걸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패드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따로 어, 후크는 따로 없고 약간 스포츠 브라처럼 입는 제품이거든요. 뒤에가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어서 이뻐서 구매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뭔가 상의 같지 않나요? 이거 이런 거 속옷으로 입어도 되지만 페스티벌이나 약간 핫팬츠에다가 요거 하나 입고 셔츠 같은 건 걸쳐보면 되게 패셔니스타처럼 될 것 같아요. 요것도 되게 이쁘고 디자인 자체가 되게 특이해서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 이 제품 자체가 당, 정가가 39,000원인데요. 저는 이 제품을 15,000원 주고 구매를 해왔어요. 저게 저렴하게 구매를 한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입으면 진짜 진짜 이쁠 것 같거든요, 여러분.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속옷 타올은 끝이 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저를 아직 구독을 안 해주신 분들은 저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이쪽에 있는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봬요.